직장인 남친과 사귀고 있는 취준생 막둥입니다. 남친은 취업을 하자마자 워커홀릭이 됐어요. 데이트하는 중에도 업무 본다고 폰이나 노트북만 들여다보고 원래 일주일에 3일 정도 만났는데 이제는 딱 한 번 토요일에만 만나재요. 일요일엔 왜 못 보냐니까 다음날에 출근이라 전날 무리하기 싫답니다. 남친한테 일과 사랑 중 뭐가 더 우선이야? 물어봤더니 일이 먼저래요. 그럼 내가 뒷전이냐고 하니 그건 또 아니랍니다. 회사에서 자기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라며 저를 사랑하긴 한데요. 저는 일과 사랑 중 고르라면 무조건 사랑인데 일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만 찾아오는 기적 같은 거잖아요. 동네제 언니 오빠들은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과의 연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. 그리고 남친이 내 눈물 모아를 엄청 좋아해요. 오. 바쁜 남친이라 밉지만 데이트 때 남친과 같이 고막 메이트 보면서 이 노래도 함께 듣고 싶어요. 이렇게 지목해서 온 건 처음이야 거의 진짜 처음인 것 어. 같아 남친을 진짜 좋아하나 봐요 음. 막둥이가 밉지만 남친이 좋아하는 노래 듣고 싶다 또 이러니까 이번에도 남자친구가 약간 저랑 어? 비슷해요 음. 저도 약간... 네 여친이야? <laughs> 아 약간 어? 이거 뭐 시리, 시리즈예요 이게 <laughs> 오이 못 먹게 하고 아 이러면서 오이까지 못 먹게 하면 진짜 쓰레기지 나도 사회 초년생 때 딱 저랬어 초년생 때는 과몰입이 돼 막 취업을 한 때니까 음.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 환경 차이에서 오는 거기에서 오는 좀 균열? 지금 또 막둥이가 <clears throat> 이제 취업 준비생인 거고 남자친구가 취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막둥이가 좀 더 사랑에 더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긴 그치, 해요 그치. 네. 그런 상황에서 일이야 사랑이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물어보면은 욱 하는 마음에 그래 일이다 어. 이렇게 대답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. 어. 저는 반대로 또 생각이 드는 게 음. 서운함이 계속 터져서 음. 더 이제 더 집착하게 되고 더 음. 뭔가 막 음. 요구하게 되고 이런 상황도 이제 있는 것 같긴 해요. 누나 형들은 이제 일이냐 사랑이냐 했을 때 일을 포기를 못하겠어. 그래서 연애를 못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요즘 하는 게 촬영이 끝나면 음악 작업하러 작업실을 가야 돼.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숙제 안 하고 놀러 온 것처럼 막아 이럴 거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낫겠다 저는 그냥 이렇게 음. 하려고요 <laughs> 끝맺음이 굉장히 새로운데요 저도 사실 약간 일이 좀 우선 너도 그냥 이렇게 살아 계속 <laughs> 저도 열심히 괜찮아. 살겠습니다 어, 그냥 네. 이렇게 사는 건 괜찮아 이렇게 어. 살게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어. 네. 자신이 없으면은 두 가지 다 잡으려고 하면 안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쪽에게 좀 너무 피해가 가게 되기 마련이니까 균형을 못 잡으면 성취감이나 자아실현의 가치가 굉장히 큰 사람들이 있고 일이냐 사랑이냐라는 질문이 거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수준의 이분법이고 자아실현만 하고 외롭게 살래 아니면 자아실현 안 하고 알콩달콩 살래 어. 이런 질문으로 들려 나는 딱 질문 듣는데 너무 물론 내 기억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되게 폭력적인 거야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 문제인듯 얘를 놓아야지만 여기를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난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삶과 일이 망가졌을 때 사랑 자체도 너무 힘들어지더라고 음. 맞아 일을 얘기하는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이 돈만 쫓는 사람 폭설적인 목표밖에 없는 사람 같은 음. 취급을 받고 사랑 을 선택은 뭔가 진정성과 음. 이상과 어떤 삶의 진정한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분법이 돼버리는 음. 꼭 그렇게 나눠야 될까? 그니까 둘 다 하면 안 되나? 그냥 쌍쌍바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볼 맞아. 때이상적이어 이상적인. 이 막둥이 남자친구가 약간 아쉬운 게 좀 더 잘 말했을 수도 있었을 그치? 것 같거든요 그냥 어떻게 어떻게 널 너무 사랑하지만 일도 중요한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좀 막둥이가 최대한 기분이 좀 안 나쁘게 기분 나쁜데? <laughs> 그 사연 딱 봤을 때 확실히 사랑에는 힘을 전혀 못 쏟고 있는 느낌이 전 들긴 들었거든요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은 해야 하지 않을까 고3 때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 지금 닥친 상황들에 대한 뭐 특수성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음. 들어 나는 이래서 받는 스트레스를 막둥이한테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애매해. 상황인 거잖아요 취준생이니까 어렵고 내가 엄청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여자친구가 만약에 활동을 안해 또이 여자친구 어? 만약에 일을 안 해. 뭐라고? 번졌어 그러니까 잠깐.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같은 직종이라고 쳤을 때 어. 같은 직종. <laughs> 상황이 다르잖아. 지금 여자친구는 취준생인 거고 남자친구는 취직을 했잖아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약간 섭섭해할 수도 있어 그냥 남자친구가 먼저 취직을 했는데 너무 일에다 몰입하는 거 아닌가 그죠 취직했다고 나대네 뭐 이럴 수도 있고 <laughs> 어. 정말 높은 확률로 막둥이가 딱 취업해 첫 달? 첫 달 좀 안 돼서 아 이거였구나. 그 아, 왕뚱이가 더 오버할 수도 더 있어. 광원이 난 진짜 안 돼. 저 미안한데 어,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전화를 <laughs> 어. 피해줬으면 좋겠어. 그리고 2시 18분에 어. 전화죠. 락둥이도 지금 약간 착시가 착시 현상이 오는 걸 거야. 사회인이 아닐 때의 남친의 모습과는 지금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낯설겠지. 근데 지금 남친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게 낯선 거지. 그 안에서의 자기 모습조차도 낯설 거라고. 음. 되게 주눅 들고 뭘 해도 다 어설프고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다못해 탕비실에 커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것까지도 괜히 그냥 무한해 사람이 음. 참아? <laughs> 이걸 애인한테 말도 못 하겠는 거야 내가 오늘 왜 자존심이 상한 건지 막둥이가 보기에는 이게 막 회사를 다니고 정말 찐 어른 같고 이래 보이지만 정작 막둥이 남친은 그 안에서 정글 안에 있는 막 던져진 병아리 아. 같은 심정일 거라고. 저는 약간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둥이 분도 그 남자친구의 입장, 취업생이 되면 또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좀 여유가 생기면 또 막둥이 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 두 분이 같이 고방메이트 보다가 봐봐, 네가 잘못한 거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어. 그냥 둘다 너무했어. 그러니까 둘다 잘못했어요. 뭐 보고 서로 미안하다고 지금 끌어안고 휘인이가 내 눈물 뭐가 불러줄 테니까 끝나면 뽀뽀하고 <laughs> 그렇지 어. 막둥이는 네, 형. 이렇게 되, <laughs> 엄청난 걸 준비했다고 네.